원투 잡았지? 넘겼지? 이렇게 그대로 하면 돼. 이 스피드가 걸어야 돼. 네. 그렇지. 또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 이렇게 보면 어떻게 찍어? 이거 못 넣는 거 네가 아무도 안 알아줘 그렇지 집중 오케이 자 오케이 이제 상황별 훈련을 해보자 와봐 one two 잡고 one two 잡고 넘겨 넘겼지 넘기고 발 빼 발을 뺐는데 얘가 이렇게 쳐져준 게 아니고 정면에서 너를 막고 있어 네. 요 정도 거리 one two 잡고 얘를 front를 넘겼어 그치? 여기서 발만 뺐지 발 빼는데 얘가 이 정도 붙어 있다 그러면 요거 target이란 말이야 이거 이거 팔을 걸 거야 잡는 게 아니고 걸 거야 어? 걸어서 수비가 야, 아, 너 이렇게 뛰어나가는데 얘 팔만 이렇게 못흔들게 만든다고 생각해봐 스피드가 빨라져 느려져 밸런스 안 맞잖아 그렇지? 자 넘겨서 발 빼면서 팔이 여기 있다 있다 싶으면 바로 lift를 하는 거야 lift해서 얘를 걸어 바짝 붙어도 돼 바짝 수비한테 얘를 걸었기 때문에 네. 이게 못 받는다면 네. 네. 걸어서 건 상태로 건 상태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걸려있지 네. 걸려있고 얘 어깨만 쭉 빠지면서 레이까지 어떻게 돼? 잡아봐 one two 잡았지? 넘겼지? 이렇게 들어가면 돼 맞잖아 수비한다 생각해봐 따라와봐 어떻게 되나 이렇게 팔을 빼면서 팔 있지?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면 돼 이게 너의 보호막이야 보호막 이 안에는 수비가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수비가 팔을 빼잖아 수비도 바보가 아닌데 팔을 빼려고 할 거 아니야 빼려고 해봐 빼서 빼서 그냥 빼고 말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빼봐 빼면 또 또, 또. 자꾸 네 공간 을 만들어야 돼 이봐 이봐 이렇게 올렸잖아 이게 아니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팔이 오면 이렇게 뿌리치게 된단 말이야 팔을 어디든 간에 다 빼서 자유형 하듯이 뒤로 다 빼서 어깨 위로 올리고 걸어야 돼 리프트 하면서 그 팔을 빨리 빼야지 다시 돌아 이렇게, 이렇게 돌아 그럼 빨리 빼야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뒤에 있으면은 그냥 바로 근데 뒤에 있을 일이 거의 없어 바로 어. 바로 걸면 되는 거야 바로 그렇 근데 얘가 얹혀 있어 해봐 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어, 이렇게 있다고 해봐 뛰어 그렇지 오케이 팔을 여기까지 돌려서 할 시간 없어 줘봐 팔 수배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더 올려봐 그렇지 이 정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이 스피드가 걸어야 돼 이거 누가 걸려주냐 그렇지? 그러면은 바로 걸어야지 바로 최대한 상대방 팔에서 가깝게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어 급해 어 급해 팔만 빨리 돌리라고 줘봐 네, 오면서 그래서 먼저 뛰어서 떨어지는 게 먼저야 여기서 들어가야지 박자를 끊어서 드랍으로 떨어지는 것까지만 해봐 멈춰봐 스탑! 여기까지 얘는 공은 바깥쪽이고 이렇게 때면 돼 얘를 치기 전부터 팔을 떼지 마 공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good. 오케이 그리고 뒤에 빠라고 땅 들어가면 되는 거야 내가 드립을더 칠 필요 없어 그냥 따서서 바로 그냥 어깨 쭉 빼서 올려 잘했어 거리가 가까운데 여기서 two step을 어떻게 다 밟아 그 전발로 떠야지 비었다 싶으면 그게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그냥 뜨는 거야 그렇지 떠 그렇지 good. 잘했어 아유 늦었어 그 타이밍을 누가 기다려줘 야 엇박자를 네가 찾아야지 줘봐 넘겼지? 발 빼지 이런 타이밍을 찾아야지 어또 어, 걸어 놓쳤잖아 놓치면 어떻게 하겠어 바로 걸어 또 걸려고 계속 팔을 걸어야지 팔이 안 걸려도 커버가 되는 거야 안 걸려도 또 걸어 또또 또 왜 또 안 걸어 계속 걸어 지금 너 드립을 치는 손하고 이 손하고 완전 다른 손이야 얘 드립을 치면서 반대편 그냥 네가 마음대로 쓰는 거야 마음대로 뭐 죽고 뭐 먹고 이럴 수 있어야 돼 상관없잖아 어? 마음대로 써야 된단 말이야 고! 그렇지, 오케이, 오케이. good. 좀마시고 내가. 자, 다음. 줘봐. 자, 넘겼지?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? 이번에는 원투 이렇게 밀려 잡아서, 밀려 잡아서, 바로 얘 몸, 몸으로 밀면서 하이. 오케이? 그에 넘겨서 뺄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스와이프 할 거야 수해봐 팔이 밑으로 가 있지 않을 거고 핸즈업 아니면 이쪽에 볼 만들 못하게 가운데 있겠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있지 뺐잖아 이렇게 있다 얘 위로 넘기는 거야 팔꿈치로 후린다 생각해 하지만 팔꿈치는 너 어, 뭐안 후려져 그 느낌으로 하라는 거야 여기서 넘기면서 이 팔을 넘어갈 때 얘 걸려서 볼 놓쳐가지고 험불 나지 말고 이런 거 못 불어 심판분들도 넘기면서 힘 줘서 넘기면서 바로 들어가도 되지만 팔이 여기 있다 그러면 걸어 넘기면서 왼팔을 일로 가는 거야 오케이? 이번엔 페이드웨이를 해볼게 걸었지? 걸어서 얘 힘을 이용해서 나간다고 생각해야 돼 네. 그럼 스텝하고 스텝의 공이 발 앞에 떨어진 게 아니고 얘 걸고 저기 떨어져 얼음땡 하는데 술래가 잡으려고 할 때 피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피한다는 느낌으로 근데 그걸 가다가 one two로 fade 슛을 쏠 거야 여기서 걸었지? 하나 아, 가다가 안 됐어? 뒤로 뛰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를 넘기면서 걸고 축발이 왼발이잖아 왼발하고 동시에 오른발이 나가는 거거든 걸고 겁먹고 공이 먼저 치면은 괜찮지 트러블 아니지 근데 못 제껴 오른발 닫고 왼발하고 동시에 나가야 돼 그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러움은 연습이 필요해 어. 그리고 그,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농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야 드립을 한 번에 막 다섯 발 여섯 발씩 가고 어?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넓게 움직이고 그리고 공을 오래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도 더 생기고 이럴 수 있는 거예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연습해야 돼 하나 네. 둘셋넷 다섯 대 쏘는 거야 드리첫드리만 있지 어, 드리 없어 그렇지 가다가 뒤로 뜨는 거야 뒤로 가야지 뒤로 따라와봐 따라와봐 따라와봐 이렇게 오면 어떻게 찍어 가 어? 그렇지 nice, nice. 연습이니까 더 뒤로 가봐 왼발 지금 여기 닿지? 오른발 그냥 여기 닿단 말이야 왼발로 왼발을 바닥에 심고 오른발을 더 뒤로 보고 넓게 해서 두 발로 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그렇지 거는 순간부터 내가 이거 뒤로 와야지 이런 식으로 있는 힘껏 driving. 예.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fade 슛 fade 슛 힘들 때 이제 시합이다 이제 시합 밀어 넣어 밀어 넣어 밀어 넣어 밀어 넣어 그렇지 Go! Go! 빨리와 지금 nice야 지금 nice야. nice야 지금 힘들 때 이거 못 넣는 거 네가 아무도 안 알아줘 그렇지 집중 오케이 하나 남았어 네. <laughs> 끝난 줄 알았지